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핫도그랑 양파를 준비했습니다 치토스 진짜 어려워요 하는 거 이 핫도그 안에 치킨 핫도그에 들어가 있, 소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나라마라힘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남은 거는 가족들이랑 나눠서 먹을게요 정말 맛있게 잘 됐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